뭐 배우자감이라든가 옆에 두면 좀 괜찮은 사람?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선해서 답답한 사람이잖아 <laughs> 뭔가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해 한쪽에서는 행복한 이유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약간 우울한 기운도 있어 보이니까 그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판을 깔아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겉도는 느낌이라니까? 그 사람 누구 만나고 있지 않아요?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까다로운것 같아 안녕하세요 순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연어신당 연예 계십니다 휴가 시즌인데 음. 휴가 다녀오셨어요? 이제 갈라고요 다 다음 주에 그날만 지금 달력에 표시돼 있잖아요 비행기 타요 저 멀리 섬으로 가요 제주도 이런 데 아니야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. 아우 끼쟁이네. <laughs>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이런 사람들은 되게 따뜻할 건데? 가정적일 것 같은 남자인데, 느낌이? 이 사람의 현재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 네. 오늘은 남자네 다양자리랑 음. 해서 화성 같은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꾸 달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뭐 배우자감이라든가 옆에 두면 좀 괜찮은 사람? 어, 이 사람 한 보는데 그냥 주변이 시끄럽다 그래 시끄러워 막 소리 질러 막 막 소리 질러 좋은 거 좋은 거... 반 나쁜 거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아까 처음에 끼쟁이라 그랬잖아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시기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직도 시기를 잘못고못 만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 시기가 딱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해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? 다른 사람이 더 도드라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지 위축되어 있고 뭔가 조금 내려가 있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야. 연애운은 어떤가요? 그냥 누구 만나고 있지 않아요? 지금 현재는 누구랑 뭐,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때보다 이렇게 연애의 움직임이나 결혼의 움직임이 많이 도는 시기 아직 어리긴 한데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옆에서 지금 많다 에너지가 막 돌고 있어 바쁘게 돌고 있어 근데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 같아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까다로울 것 같아 2 9 살이라고 해도 이 나이 또래처럼 보이지가 않아 늙은이 같아 애늙은이 같지 겉에서 까다로워 보이지 않아 속으로 까다로운 게 있고 조금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할 수 있고 뭔가 자기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빠져야 돼,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올해 일적으로는 좀 어때요? 상반기 음. 하나에 삼개월 동안은 주변에 지금 들어오는 인연자들이 보여요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자 그 사람들한테 좀 신경 쓰고 다가갔으면 좋겠고 있어 보이고 한쪽에서는 행복한 이유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약간 우울한 기운도 있어 보이니까 그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어, 좀더 좋은 일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 뭔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뭔가 조금 풀릴 것 같아요 무슨 작품을 한다든가 무슨 기운 그런 기운이 있어 보여요 판을 깔아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겉도는 느낌이라니까? 잘 풀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마음을 먹어야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 꼭 내가 좋아해도 내 마음이 열려야만 그래 내가 너랑 한번 사귀어볼까?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지 음. 이분 음. 누군지 음. 말씀드리고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. 음? 난 이때가 제일 떨려. 누구예요? <laughs> 누구세요? 이상한 변호사 네. 나오는 그... 우영우랑 사귀는 애? 네. 네. 어, 어, 어. 나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답답했어.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딱 보면 있잖아. 약간 군인 느낌도 많이 들어. 아, 완전 새롭게 태어났네. 연애 아니야, 근데? 누구 만날 것 같아. 가까운 사람? 네. 누군가 만날 것 같아요. 아, 뭐, 일 있는 거 아니야? 둘이? 그랬으면 좋겠는데. 이거 사심 돌아가서? 음. 드라끝나면 음. 군대를 가신대요. 어, 군대? 제대 후에도. 음. 아. 연기 못하나? 응? 그래서 답답하구나. 음. 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잖아요. 응?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. 어, 이 사람은 역시 그때 딴 데서 나왔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. 아, 저 사람은 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. 인상이 괜찮아, 진짜. 음. 따뜻하고. 혼자 볼 데가 없어 보였어요. 관상에서도 그러고, 사실 아까 카드로 봐도 그렇고. 이 사람은 군대 갔다 와서 잘 된다 어려울 수 있어 다시 신인 때처럼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비슷한 느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많아 캐릭터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 구설 같은 거는 음. 없을까요? 앞으로 구설? 구설을 왜 보면 좀 뜨면 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소문이 돌 만큼 잘못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언젠가 뜰 사람이라고 <laughs> 생각을 하면 돼요.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카드가 또 자꾸 나오고 소문나는 카드 제가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뭐 해외에도 더 아, 날, 가겠네 없어 구설이 어떻게 나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비슷한 연기를 하는 게 많거든 그게 예인 것 같아 착한 사람이야 나쁜 짓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 관계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등쳐먹고 나쁘 이거 없어요 너무 선해서 답답한 사람이잖아 <laughs>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느낌이지 마지막으로 음. 한마디 음.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, 자뿐만이 아니라 예. 일적으로도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잡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는 좋아 좋은데 조금 어, 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말을 기울여서 듣고 가시는 게 좋겠어 좀 답답해요